가난해지고 새시간 모네 But I don't care that 너가 떠나서 시간이 남게 여행지 선택 눈에 보이는 것들 다 봐야 오직 너위에 그러다 다시 너가 내 앞에 누군가 함께 One, two, I don't know to stop it 난 지나갈 잘가 어색하면 저 뒤로 별이 처음도 아니잖아 무슨 위로 필요 없어 뭐 스튜디오 난 일로 너를 지우고 인색하던 요리 멜로디로 피우고 싱랄라 무뎌져 감각 널 떠난 내 맘을 방한 umbrella 감정은 한산해지고 뒤로 한발 소문을 전어내니 네 눈에 띄는 바탕함 Oh let's don't forget 상처받기도 지친 내 가슴은 s 아프지 않았나 I'm singing I want it 아직도 난 널 지운 건 아닌데 못 지운 나 볼까봐 I'm singing I want it I'm doing home like this like this